ha ha ha 응? 응? 응? 오. 어? 하하하 어우. 음? 아우. 음. 어우. 음? 어우. 음?

흠. 응? 오.